어디 어디 종려원 아 생. 아. 빵은 일단 기본적으로 빵이 맛있어야 되는데 딴 데보다 굉장히 색깔이 빨간네요 육자까 ముఖ్యంగా ఉంది Thank you. em ơi em ơi biết biết ở đây à đấy ở đây biết em, em biết à biết tôi à biết ờ, là có quê em đó mà à, bây giờ anh uh, how can I say you speak English So một So một chef So một số một ở Hàn Quốc So một chef ok 음. 포토인데요. yeah 홍보 포토. không có ô tô 음. 홍보하인. à 소못 số một 소못 Ờ, 셰프 셰프 ở Hàn Quốc ờ, ok hai hai na 저 하이남 hay là dinner day 안 소빵 에나 유튜브 아, 네. 그것도 막 아, 그것도. 한국 어디 어디 막 MBA 조이 막 음. <laughs> 백종원이 왔다는 거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알려달라 그래서 이쪽에 베트남 대표 메신저죠 잘로로 알려줬더니 보고 있어요 제가 사진이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볼 텐데 한국 사람들이 보고 올 텐데